어떤 남자야?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. 나랑 발길 차이가. 에이. 아. 아 귀여왕 수달. 회동 수지 And I know I drove you crazy 회동 수원지 땅매산 황토숲길 땅매산 아 여기 황토가 바로 있네 눈앞에 아 맞네 오늘 발바닥 호강 한번 해볼까? 아 나 지금 발등에 자신 없는데 샌들 신고 잘못 타가지고 발선 생긴 거 야, 보이죠? 신발 벗으라니까 소라 아 나 <laughs> 벗고 싶은데 신발 아, 벗으라고 투명 신발이 네 차르크 그 느낌이다 어, 어, 그지? 어. 우리 학교 다닐 때 맞아 맞아 그 맞아 맞아 기정토 지금도 맨날 이렇게 아, 네.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고 그랬는데 어, 그 이따 주먹으로 나 때릴까 근데 완전 이런 황토 발로 밟아본 거 처음이야 나도 나 찜질방에서밖에 안밟아봤 아! 색깔 진짜 황토색이다 아! 아니! 약간 갯벌 걷는 느낌도 <laughs> 나는 막 돌멩이 이런 거 있어서 발 아플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네 아까 저기 앞에 보니까 편백나무가 성인병 예방도 해주고 음. 피톤치드, 피톤치드, 발산시켜서 몸에 좋다고 음. 나와 있더라고 음. 올라가 여기 나무 안 아파 오면 오! 이렇게 수월할 수가? 우리 그림 지금 조금 연인 같네 아 진짜? 응 고마워 오빠 <laughs> 발이 이제 다 마르긴 말랐네 저요? 너나랑 뭐 발 크기 차이 봐 발 몇이야? 220, 30? 25, 30 공기 너무 좋다. 완전 피톤치드 음. <laughs> 더 있고 싶다. 진짜 네? 저거 봐 무당벌레다 중간에 약간 쉬는 피크닉 같은 거. 아 누가 이렇게 어떤 남자야?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내 앞에서 조심해줘. 우리가 아무리 계약 연애여서 연인은 연인이 부지부지하게 서로 지킬 건 지키자. <laughs> 친오빠인데? 너는 몇 살까지 살 거야? 나? 지금 말하면 그때까지 살 수 있는 건가? 응. 아 나는 내 배우자랑 그냥 같이 죽었으면 좋겠어 음. 같은 날 동시 입관하고 싶어 음. <laughs> 오빠는요? 나는 의학이 발달하면 오래 살고 싶긴 해. 그래? 응. 우리 여기서 발 씻고 가자. 드디어! 다 왔다. 드디어. 잠깐 여기서 미션 있습니다. 헤헤헤. 설마 뭐 서로 발 씻겨주기 이런 거겠어? 정확하게 서로 발 씻겨주기 정확하게 맞췄어요. 세게 틀까? 오케이. 아니 아니 아니야 물쳐 물쳐.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야. <laughs> 애기 발 같아. 아, 들어봐 좀 어? 몸 발이 이렇게 커? 보트야? 색깔 물들었다 응 발톱에 물들었어 미션 성공!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수건 촥촥촥 야 아저씨 느낌 아니야 그 이런 거 이런 거 어? 지금, 지금 완전 멋있는데? 아이씨. 완전 상남자 에이씨. 발 피부 벌써부터 좋아진 느낌 들잖 <laughs> 여긴 뭐야? 생태 탐방로 데크가 있네 아 날씨 너무 좋다 부산 와서 평생 못 걸은 데크는 다 걷고 다니는 거 같아 나 음. 뭐가 움직인다 호수의 괴물 아 그 괴물에서 얼른 가 이건가? 어 맞아 가 송강호도 해야지 쓰레기통 갖고 와고 이렇게 하잖아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오리고기 나 부산 오면 진짜 오리고기 먹고 싶었는데 우리 오리고기 왜 먹는 줄 알아? 왜? 오빠가 저번 주에 오리고기 먹고 싶다 해서 아 진짜? 살아있는 오리 보고 진, 일로. 먹기 전에 하는 신성한 의식 머리를 틀어 올리고 아 원래 맛있는 거 먹기 전에 바지 벨트 이렇게 탁 풀어줘야 되는데 어, 살짝만 풀어볼까? 음. 아 좋아 준비 완료 지금 다 하나씩 먹어보고 있어 어때 김희태인 딱 간이 좋아 아 이제 거의 다 익었어 아 맛있겠다 비주얼 장난 아닌데? 진짜 아, 썰이 아잘 먹겠습니다 저희 먼저 먹어서 죄송해요 나는 일단 고기를 먼저 좋고요 어떤스? 되게 싱싱해. 싱싱하다고? 음. 먹어보겠습니다. 밖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다. 아 진짜 맛있다. 얼른 주세요. 음! 오빠는 깻잎파야 뭐야? 나 깻잎. 아 뜨거, 아 뜨거, 아 뜨거, 아, 오빠 깻잎 두 개 먹어. 아 뜨거. 아, 뜨거. 워서두 개 먹어야 <laughs> 자, 아. 아. 잘 먹었습니다. 제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한숨 자야지. 먹고 나면 자야지. 자자. 그러면 낮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We played water fights, stayed up at night and dreamed of ways the world.